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전에 잠깐 보여드린 시계가 바로 요 녀석 카시오 A-1000W 저와 함께 나름대로 뭐 이곳저곳을 잘 다녀왔고요 기본적으로 초기 화면에서 4개 도시의 시간을 보여주고 총 28개 도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밴드 글래스 모두 뭐 레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 크기는 45mm, 럭투럭은 48.2mm, 두께는 13.8mm, 항공기 콕핏을 계기판을 뭐 옮겨 놓았다는 설명이 되어는 있지만 다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암튼 뭐 나름 멋진 다이얼을 품고 있는 이 전자시계는 아주 저렴한 2만원대입니다 어, 사실 영상 분량을 좀 더 뽑을 수도 있긴 한데 어, 딱히 뭐 할 말도 더 없고요 오랜만에 찍는 거라 분명 지루할 게 뻔하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시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 채널이 뭐 고가의 시계들을 뭐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자시계만큼은 이쁜 시계만 나름대로 걸르고 또 걸러서 보여드린 거라 아직도 뭐가 더 남아있을까 싶었는데 정말이지 전 어, 아직 한참 멀었네요 아직도 세상엔 이쁜 시계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아틀란티스 100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정식 모델명은 익스페디션 아틀란티스 100 코드명은 T77517입니다 익스페디션은 1985년도 처음 출시하여 현재까지도 타이맥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 모델 라인입니다 워낙에 다양한 세부 모델들이 있어서 익스페디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막상 보면 전혀 다른 모델들이니까 검색하실 때 아틀란티스 100이나 코드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는 실물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요 이 사이즈도 전자시계 치고는 살짝 아담한 편이라 뭐 사실상 사이즈는 완벽합니다 우선 첫 느낌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스틸 시계처럼 보이긴 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케이스 베젤 모두 레진 소재이고요 bracelet조차도 얇게 밴딩한 어, 스틸판에 레진을 막 끼워서 조합된 링크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게 하나는 정말 가볍습니다. matte한 무광 blast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언뜻 티타늄 소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6만원대 시계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다이얼을 보면 약간 홀로그램 느낌이 살짝 나는 녹색 빛이 반사되는 어, 타이맥스 특유의 그 디지털 창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영롱한 인디글로는 밝기도 좋고 버튼이 좀 빡빡해서 계속 누르고 있기가 좀 힘든 것만 빼면은 뭐암튼잘 보여주고는 있네요 총평입니다 타이맥스 아틀란티스 100 어, 일단은 이 모델만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이 좋고요 디자인도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것으로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되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이쁩니다 주위에서 쉽게 볼 법한 시계가 아닌 뭐 rare한 느낌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이건 좀 아재 인증이긴 한데 이 시계 약간 계속 보고 있으면 로봇캅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?